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토트넘 아약스 챔스 준결승의 어떤 히어로 영웅인 루카스 모우라가 주인공입니다 어, 일단 이 경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이런 영화 같은 게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설자도 챔스 역사상 정말 가장 기억에 남을 경기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구의 버저비터처럼 뭐 하이라이트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제였죠? 예, 리버풀하고 바르샤 준결승보다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것도 정말 어제 또 그 세 번째 러브스토리에서 어, What a comeback 대단한 역전승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What a comeback을 넘어서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요거 녹음 끝날 때 어, 요럴 때 쓰는 표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리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it is it isn't over until the fat lady sings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 끝날 때 한번 같이 암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영어 공부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러브레터의 특성상 어떤 신과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인간들에 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단연 루카스 모우라죠. 이 루카스 모우라가 아, 이제 세 골을 넣어서 토트넘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또 토트넘 선수들 마찬가지죠. 구단이 나간 적이 없으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승을 뛰게 되었는데 어이 루카스 모우라가 저는 최근 EPL 경기에서도 그 킥오프 한다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여러분 킥오프 하면 이제 막 뛰고 막 뛰어날 준비하는데 막 그러니까 감고 누가 봐도 저거는 심하게 기도하는 어,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생각이 나는데 어, 사실 모우라보다는 저도 이제 약간 손뽕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을 최소 한 골에서 두 골, 세 골 넣어주기를 당연히 바랬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심적 부담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좀 보던 좀 컨디션이 가장 좀 몸 상태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밀착 마크도 붙고 하여간 first touch도 안 좋고 여러모로 참 손흥민 선수 는좀 실망스러운 게임이었지만 그 기대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루카스 모우라가 정말 어떤 history maker가 돼버렸어요. 역사를 만드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루카스 모우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런 사진도 제가 좀 올려봤고요. 예. 또 구글을 제가 폭풍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화면에 그런 걸 띄워놨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루카스 모라 크리스천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거의 첫 번째로 예, 뜨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고요. 루카스 모라의 목소리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거를 하자면 <laughs> 너무 길 것 같아서 여러분 보링할 되게 지루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 그걸 읽어보니까 루카스 모라가 좀 소위 말하는 날라리 나이롱 크리스찬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어떤 신과의 어떤 일대일의 어떤 인카운터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면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진 얘기를 많이 썼어요. 뭐 나는 음 멋진 축구 선수로 기억도 되고 싶지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도하는 모습이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신을 발견하는 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뭐 I wanna help people find God, 예, 뭐 through me, 뭐 나를 통해서 어, 그래서 어떤 이런 축구의 재능도 자기는 어, gift from God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떤 신이 자기에게 준 어떤 gift, gift라는 게 어떤 재능이죠. 선물인데 이제 재능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 굉장히 자신 있게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루카스 모라를 좀 관심 있게 우리 러브레터 채널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뭐 교회에 다니건 다니시지 않건 뭐 우리 러브레터 채널은 신이 정말 있다는 전제하에서 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어, 그런 어, 자기 외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인간이 깽판을 칠지라도 그런 입장에서 어, 또 구어체 영어 성경도 배우고 있고 또 이런 어, 전 셀레브리티 유명한 사람들과 신의 사랑 이야기도 앞으로 다룰 테니까요. 예, 다른 것들도 한번 여러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같이 한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또 영어 멋진 문장들을 암기하는 예, 그런 유익한 채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화면에 자막에도 넣어드리고 밑에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어, it, it is not over until the fat lady sings. It is not over until the fat lady sings. 마지막으로 It is not over. over가 여러분 끝났다는 거잖아요. It's over. 다 끝났어 이런 거잖아요. It is not over until the fat lady sings.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